살짝 발목이 시렵거든요 빨래하고 나니까 바지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발목이 좀 시렵네요 corticosteroids. Number two, the estrogens. Number three, the androgens. Anyone remember in the corticosteroids? We covered that? But in that case,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than this case. That dihydrogen. So CSS average I want somebody to read it for me. Which one? The amount at steady state. Okay? So I need to divide always by D to get the C0 and then multiply this C0 by my DOS ratio at infinity. That's why we lost 젠마랑 같이 쿠도바에 왔어요. 오랜만이죠, 여러분. 제 쿠도바 올더 여기다 자막으로 다시 한번 달아드릴게요. 오랜만이야. 음. 여러분 비밀인데 머리 안 감았거든요. 머리가 점점 떡이지고 있어요. use. So whether this is once daily, but they're taking it seven times a week versus five times a week. So let's say a patient was doing direct obser- or directly observed therapy, it may be beneficial for them to use, you know, five times a week or three times a week rather than doing, you know, every seven days. you know, so we're, they're actually, they only, um, cultures may take weeks to come back. After that, it may take another four weeks for actual drug susceptibilities to come back or for results, us to have results on that drug regimen based on when these slide. But I just wanted to show a difference in the PKPD parameters between the three rifamycins that we talked about, so rifampin, rifampin, and rifapentine. Uh, in this, in these tables, um, you know, so you can have an orange, red color urine, 아파트 If you're kind of coming on the middle like I was indicated, have to change the slot to more of the right one color as well, and your tiers too. So just something to be aware of and counsel patients about.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5시부터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떡이 져가지고 좀 쪽팔려서 머리를 감으러 다시 집에 가고 있습니다. 날씨 아, 진짜 좋네요 Oh. I finally feel clean. I'm vlogging. 어, 저 드디어 와서 집에, 집에 와서 샤워를 했고요. 일단 옷은 똑같아요. 하지만 샤워를 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김구 선생님 같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저한테 잘 어울릴 줄 알고 <laughs> 샀거든요? 오, 온라인으로 근데 이게 좀 작더라고요 제 얼굴이 커가지고 아, 제가 두 개 시켰는데 하나는 저번 영상에서 쓴 거랑 똑같은 거고 그냥 그 안경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거고 이거는 새로 한번 사본 건데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이걸 쓰고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CDF가 되려면 인플라메토리 되는데 이거는 좀 인플라메토리가 그 다음 주 같은 movement, 아니, uh, bowel movement a day 아니면 그냥 stool number. 아 stool number. p day. 우리 테스트를 안 했지. 똥에 루코사이 있는 줄 음. 그건 아니지. 음, 그건 안이 하려고 아 RS가 갖고 있는 증상 중에 CDI의 리스크 팩터로 의심되는 것들. 아 근데 이게 CDI가 아니. 그치. CDR 아닌, 아닌데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고? 내 말이. 일단, 일단, 일단 넘, 넘기,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자. 34쪽. 그리고 알뷰민이 3보다 낮고, 이게 3보다 낮지. Recent hospital admission 했고, 음, 했고. Administration of three or more antibiotics. 아, 카페인 음. 하루 음, 나 예전에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법이 좀 많아. 먹고 있는 거야? You have t u f f the whole thing in your mouth. 지금 저희 지금 12, 아 1시인데 저 진짜 더 이상 못 앉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얘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매보이라 그랬어요. 아니. 너 매보이야. 아니야. 안 돼. 굿보이. 아니 매보이라고. 너 overeating이야 굿보이. 아니야. 굿보이. 이씨. 아무튼 여러분 전 집에 가서 또 공부할 거고요 얘도 리서치 페이퍼가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오늘 못 잘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 배보이야 너 배보이 배보이야 배보이 너 배보이야 배보이